자 오늘은 냉장고 파먹기 미션! 요래 요래 파먹기 파먹기 파먹기 자 최소한의 재료로 제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대접을 할 예정이에요 저녁 메뉴로 말이죠 책임집니다 약간 냉장고에 재료들이 쌓이다 보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재료들을 요래요래 잘 섞어가지고 정하나만의 스타일 정하나 스타일 그렇게 한번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 제가 앞에서 오프닝을 뛰는 동안에 성격이 급한 우리 아빠는 벌써 면끓이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면끓이기를 진행 중입니다. 얘 면끓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머지 부수 재료들을 준비하기 전에 면 끓이는 걸 먼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디 갔어? 우리 좋아요 찾으러 가야겠다. 좋아요! 좋아요! 이뻐요! 이뻐요 왜 토했어요? 우리 뽀이 왜 토했죠? 냉장고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버섯이에요 위엔 당근, 양파를 잘게 썰어놨고요 위에는 진짜 중요한 마늘 기름 내기 위해서 마늘을 이렇게 얇게 편 썰어놨지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인데요. 얘가 좀 양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토마토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토마토 케첩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저는 로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 세상을 넣어줄 거예요. 화석도 음. 야채를 싫어하지만 왠지 야채 이런 볶은 냄새가 생각보다 괜찮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죠. 다 먹었어. 그 많던걸? 다 먹었어요. 사랑이다 그 말은 못해도 지금은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일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엄청나게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거든 도라나! 도라나! 도란이의 아버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도란이가 아빠를 몰라요 저 무슨 소리예요 아가들 밥 먹을 소리 쭈쭈 먹을 시간 없이 3 새로운 공간으로 이 자리를 뭔가 옮기면서 정리정돈을 막 이것저것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아빠의 반강제 뭐 어쨌든 로 인하여 되게 일기 열심히 썼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때 근데 이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 일기 정하나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삐삐를 잊어버린 날도 있고요 와, 이 초다하신 때도 살을 빼야 된다는